너 때문에 내가 먼저 하트 누른다 어 지금 20개 하트 저예요 어, 어 갑자기 몸이 이렇게 흔드는 하늘 면허 와 공부 안 하고 이거 봐야지 공부 안 하고 이거 본다고? 네 에이 네, 이거 안 틀었어도 공부 안 했을 거면서 전곡을 찔렀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한번 해볼까요? 오, 근데 오랜만 하니까 되게 부끄럽구나. <laughs> 하나, 둘, 셋. 뚝딱뚝딱 혼자 시간. <laughs>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이틀 뒤에 어버이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네이션 뭐라고 하지? 스노 스노볼 스노볼 안에 이제 카이, 카네이션 이런 걸 꽂아서 예쁘게 꾸밀 예정. 이걸 네. 흔들면 짜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삐용 삐용. 막 이런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학교에서나 해보고 사실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뭐 어,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 학교에서 이런 거 해봤죠. 아 그래요? 네. 스노우볼 이런 거. 네, 뭐 화내서 종이로 아, 진짜 아, 아. 잘라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그 해보고. 다리가 무조건 그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다리 모자르지 않았어요? 아 산에서 네, 네, 아 이렇게 네, 약간 네, 아, 네. 나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톱가위였나? 핑킹 가위. 아 핑키가이 굿 그, 뭐야 야! 얘기하면 어떡해 이 깜짝 등장 안 했어? 그러니까 등장만 깜짝으 하면 되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자 일단 시작을 봉지 안에 있는 스트리폼 반구에다가 너도 미리 하고 있어 나 좀 하고 있어 어 너도 미리 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게스트 네, 네. 게스트를 모셔왔거든요 네 게스트가 네 짜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그러니까. 게스트가 누구죠? 네, 게스트가 이제 네. 태연이와 연준이 네. 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태연이도 들어오시죠? 네 안녕 오늘 이렇게 넷이서 네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동기 형은 지금 바빠갖고 네. 범규는 지금 어, 스케줄하러 갔어요 범규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laughs> 아요 아니요 아까 부모님 뵈러 대구 내려왔는데 아 진짜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무튼 온 김에 인사 한 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연준입니다 여러분도 두 명이서 뚝딱뚝딱 동작 시간 하세요. 네, 둘이서 하고 와요. 둘이서. 아, 오케이. 아, 네, 네, 서로 서로 쳐야 돼요. 네. 저 예. 좋아요. 투닥투닥이네요. 좋습니다. 네. 네, 꽂혀? 어, 이거를 꽂힌 네, 뭐 꽂. 어, 꽂혀, 꽂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스티리폼 반구에다가 일단 야너 섣불리 일단은 여기에다가 네. 꽃을 꽂으시면 돼요. 꽃을 네, 꽃이나 이런 걸로 꾸미면 돼요. 꽃이 어딨죠? 거기 안에 다 있. <laughs> 뭘넣어 <laughs> 여기에 다 아, 있어요. 이거예요? 네네. 어? 잠시만요. 자, 이거를 어떻게 꽂냐 이거? 그러게. 이거를 꽂는다는 게 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고상돼전 하나만 꽂을래요. 되는 어? 거야. 이렇게도 이쁘지 않아요? 어, 너무 약간 마지막 위치가 아, 뭔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가? 네, 스토리 보는 거예요. 음, 어, 어, 뭐야, 뭐 뭐야. 어? 왜요?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양면 테이 붙여야 돼. 죄송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박히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좋아하겠지? 좋아질 겁니다. 언제 이런 거 마지막으로 만들어봤어요? 기분 중이었데 네? 학교 다닐 때까지 만들어봤어요. 아, 그래 중, 2 어. 때까지였던 것 어, 근데 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스노우볼? 스노우볼 저기 범규가 좋아하는데. 근데 아쉽게 오늘 범규가 안 왔네. 범규가 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범규가 아. 안 왔네. 진짜 없어요. 대박이다. 아, 안 들어올까?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수업. 아, 뭔가 스노우볼 좋아하는데 아쉽다. 네, 저저 그렇죠. 오늘 안 오는. 아안 오는 거예요. 네.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다들 미련 없이 보내줍시다 하나 둘셋 안면 해주는 하나 둘셋 안녕 아, 저뭐 오늘 그게 취소돼 <laughs> 저 완성했습니다 귀엽네 어 하나 있는 것도 느낌이네 근데 그쵸? 이거 근데 이거 LED 색깔이 약간 퍼스타 <laughs> 야 뜬다 뜬다 뜬다 예 왔다 왔다 위닝 위닝 어어 어, 어, 위닝 일단 100인데? 일단 100이야 너도 안 왔다 범경이 100이지? 어? 그렇지 사람 의자 안다 나저 의자 불편해 짜잔 자 범경 만드세요 너 그러고 있었어? 네 나 의자 불편해 그건 그렇게 크고 여기 바닥이 약간 털이 나 있어서 무릎 꿇고 있는 게 맞아 네, 여기 여기 약간 좀더 우리가 일로 땡기다 그로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모아분들 사실 좀만 더 여기 있었으니까 공기도 공기하게 이게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어.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뒷면에 아, 맞아요 이거 테이프로 붙여야 될 거예요 이거 그거 같다 그 젤리 뭔지 알지? 알아 알아 그 젤리 그앱푸어 그거 여러분 이거 다 가짜 것인 아, 거 알아요? 아 지뢰요 지뢰요 아 지뢰요 대다 자 이거 꽃이 약간 뭔가 고무 같아요 이게 아, 진짜 꽃이 아니잖아 이게 네. 된 건가? 나된거 같은데 와 예쁜데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테이프로 어. 양면 테이프인가? 이거를 양면이래 말고 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서 네. 그래서 네. 테이프가 필요해. 이거 스트리폼 어, 테이프 좀요. 스트리폼이 아니라 스티로 어디 있어요? 그냥 스트리폼이 아니라 스티로폼. 오케이 스티로폼. 스티로폼? 근데 네, 이거 명칭 명칭 달라졌을 거요 스타이고폼인가 뭐 명칭. 너 기다려봐. 너 내가 검색해 볼게. 야, 어, 야 근데 이거 페이퍼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젤리 같이 젤리 같이 맛 한입 한입 해요 어 뭐야 다시 들어 a t i this? 테이프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동식 명식인가? 스타이 어, 유폼이라고 요즘에 할거요 그래? 생각해 보라고 했어. 이거 테이프 어떻게 가는 거야? 그냥 감을 고정시키는 용이지 이게? 네. 가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야 정식 명칭은 스타일 오품이잖아. 이게 가, 가위로 잘라서 그냥 아, 사람들이 스티로폼이라고 나는 스트리폼이라고 나네요. 영어로 영어로 스트리폼이야? 아니잖아. 스티로폼 영어. 뭔 소리야 들어갔죠? 아 봐봐. 뭔 스티로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스티로폼 영어 또는 스티로폴 독일어. 저봐. 스티리폼 인자 모자 조용 그리고 스타일을 공유라 검색하고 이게 정식 명칭 Yes, I did it. I did it. 우 뭐야? 여기 누구 물이야? 네? 이거 누구 물이야? 네? 나 여기서 테이프 빠트렸는데. 괜찮아요 질문인데 아, 괜찮아요 오케이 스타일로폼이네 T는 T. 어? 스티로, 스티로폼과 스타일로폼 중 맞는 말이 뭔가요? 국어 국립원 아니 그래서 스트리폼 있냐고 안녕하십니까? 스티로폼과 스타이로폼을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스티리폼 있냐고 이 둘은 복수 표준어로서 국어 사전의 아래와 같이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리폼이 있냐고 <laughs> 스티로폼 발포 스타일의 소재를 이상적으로 이르는 말 상품명에서 유래한다 스타일폼 그래서 스트리폼이 있냐고 다음 글 사격 사기업 <laughs>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이거 넣고 그래서 소비니아 반짝이 넣고 아, 어떻게 꾸미냐? 아, 진짜 꾸민 거 보더라. 오케이. 근- 근데 스틸 나는 어떻게 아, 원래 심플리스트 베스트라고 <laughs> 자 멘트까지 적었어요. 맞아 <laughs> 뭐라고 없어. 엄마 아빠 사랑해. <laughs> 잘했어. 어 그게 들어. 아, 강력하게 흔들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나도 이거는 여기 택배를 보내드리지 근데 이건 아 이게 아까 그 감는 거라고 와 됐다 어, 쉬운데 이거? 쉬워요 끝난 거야? 네 끝난 거예요? 너무 너무 간단한데? 난 전부터 나도 테이프 그려 우리 누나는 이런 걸 너무 잘 만드는데 나는 이걸 못 만들었어 어 미안해 테이프 달라니까 가위 주네 아 근데 다들 어버이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챙겨드리고 한 게 언제예요? 전 대구 살 때인 것 같아요 음. 어, 저도 중학생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강남 살 때. 어. 갑자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챙겨드리면 되는 거죠 <laughs> 엄마 지금 보고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어버이날에 저희가 쉰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가서 뵌 적이 없어요. 그 날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항상 부모님한테 톡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래요? 어. <laughs>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laughs> 아이 저, 저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죠. 신우카 가만히 있다 찔려가지고 말하는 거 봐. <laughs> 아이. 나, 나 혹시 여, 여기 어 뭐지? 나도왜안양이 없지? <laughs> 혹시 여분은 양념 근데 이제 나가어요나 준비물 잘 갖고 왔어요. 생각이 생각. 무슨 준비물? 준비물 잘 갖고 왔어요. 양념 하나씩 갖고 드렸는데. 어 됐다. 떼신다. 양. 깜짝이야. 아 예쁘다. 연준이는 내 머리니? <laughs> 너무 맛있대 읽어도 그런 거 봐봐요 아이 내뭐아 내가 나 아, 너무 뜨거워서 너무 그랬니까 연준이는 대머리니? 아, 그래 보인다 아 잠깐만 아 속상하네 아니 너무 뜨거워서 너무 웃기다 모자 벗어드릴까요? 연준 씨 앞에 소스통 공개 주세요 제가 왜요? 야 Oh, thank you, brother. 수빈이 형, 어? 반지. yes 예. 야 아, 아, 아, 한마디밖에 안 들어가. 예. 여기만 더 지금 어, 내 사이즈에 맞춰주고 그어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여기에 이거 하고 아 이렇게. 넌 그거 어디까지 들어가? 음, 네? 나 두 번째 손가락까지 다 들어갔다. 아 그랬어? yes <laughs> 감성이야. yes <laughs> 더 늘려봐. 잠깐만. 지금 아직 하고 있으신 분? 저요. 나요. 방금 혜연이가 저 반지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예쁜데요? 또, 또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길러줬지만은 회사에서는 수빈이 형이 저를 길러줬기 때문에 자식. 야 이렇게. 이런 게 효자라는 건가? 나같은 아들 나일까봐 나는 결혼 못하겠다. <laughs> 여기 오른쪽에 대표적인 효자와 대표적인 불효자 한 명씩 있네요. 잘알았지 어제 어제 제가 봉규 불러갖고 저기 뭐야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네. 폴라로이드. 근데 여기 설마 나한테 준 사진이야? <laughs> 진짜 왜 봉규는 도대체? 아니 그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깨비같이 나왔어 <laughs> 한 여덟 장 정도 찍었는데 한 세네 장 정도는 성공품으로 이제 제가 갖게 됐고 나머지 이제 아, 형이 네장 갖고 내가 세 장 가졌잖아. 알았어. 아, 네 장은 성공작이고 세 장은 이제 실패작이어서 본교가 이거 내가 가진 자 이거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본격 가져간 세 장이 좀 대박이에요. 그래 나한테 하나 줬어. 어떤 세 장? 제일 망한 걸로 지그 약간 여기 사진? 아니 아니 그냥 저 저 찍어줬어요 본교가. 아다 너 사진? 네 그냥 침대 막 올라봐 막고 음. 저기 뭐야 이불 덮고 있어 막 커튼으로 가려봐 이러면서 찍는데 약간... 찍어놓고 본인이 막 웃는 거야. 나한테 보내준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뭔가 남친짜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그 정말 목숨을 건 숨바꼭질 <laughs> 내가, 내가 숨어 있었는데 발견하기야 대박이다 사장이 간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대박이다 강태현 미쳤나봐 100만 점 타면 100만 점 타면 공개할게 아 너무 웃겨 <laughs> 근데 이건 공개하면 안 돼. <laughs> 차라리 초딩 졸사를 공개하겠다. <laughs> 아니에요. 아, 저 그냥 초딩 졸사. 초딩 졸사 귀한 거예요. 맞아, 그게 귀한 거야. 저 100만, 100만 점 돼야만 공개한다. 아, 절대. 근데 열심히 찍었잖아요. 아, 잘 나왔어, 잘 나온 거잘 나왔는데 약간 뭔가. 세상 열심히 안한 사람이 어디 어잘 나왔는데 뭔가. 찜질방에서 실수로 떨어뜨려갖고 깨져버린 계란같이 생겼어 <laughs> 뭔가 그렇게 생겼어 나한테 준 거는 내가 받, 받고 나한테 준 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확인을 하면준게 아니라 주고 나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어. 근데 뭔가 사진을 봤는데도 내가 발각당한 기분 <laughs> 아우니 아니야? 나를,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되게 뭔가 되게 무서웠어. 사진 속에 모나리자가 눈 계속 따라오잖아요. 내가 옆으로 보면서 날 보고 있는데. 야, 성현 기가 막힌다. 아니 근데 너무 아니 그게 세현이가 받은 게 진짜 웃기긴 했어. 엽사가 아니야. 아니 나름 그거 되게 우리끼리 어. 검색해봐. 아형 좀더 웃어봐요. 어 좋다 좋다 이렇게 딱 찍는 건데 게 나온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 아무튼 좋은 좋은 경험이었다 공기야. 앞으로 보이지 마. 잘 나온 사진이 초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 아니 아니 그, 그게 약간 후반 쪽 아니냐? 뭔가? 그래서 나는 필름이랑 저기 세네당도 남아 있었고. 어? 왜요? 아, 아 너무 일찍 해버렸다 내가. 아. 왜요? 아니 아니야. 오! 하트 좀 이렇게 넣어야 돼. 어, 그럴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하트 안 썼어, 나. 너뭐 적고 있어? 나? 아 이거 이거 왜 있어? 되게 오랜만에 나네. 이거 되게 왜오랜만 형, 형 봐봐, 형 얼마나 했지? 난 되게 심플하게 했어 그래. 아 어, 그러네. 나도 공격해 하겠다. 우리 엄마 심플한 거 좋아하니까. 아 어머니들이? 아 네. 어머니한테 심플 강요한 거 아니야? 엄마 심플이 심플. 엄마 오늘부터 심플을 좋아하는 거야. <laughs> 반짝이 같은 거 있었어요? 반짝이? 연애. thank you 어. 아, 반짝이 있네? 아, 잠깐만. 네. 형도 넣을래요? 어. 잠깐만요, 내가 넣어. 모르고 있었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와, 아. 어, 이렇게 빵꾸로 만 들었어. 빵꾸안 나오고 딴꾸로 나오고. <laughs> 어쩐지 반짝이가 없어갖고. 좀. 아, 하면 이걸 싸는 것까지 나오네. 근데 싸는 별로 안 예쁜데? 쌈이 약간 뭔가 쌈장이 더 뭔가 저렴해 보여 <laughs> 맞아 네,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하내 사인까지 만약에 이걸 맞죠?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럼 엄마 아빠 판국이지 아! <laughs> 어? 인생이네 어? 너무 맞지? 나도 그래 약간 약간 한 꼬집 넣어라 그래한 꼬집 넣어 한 꼬집 넣어야 아, 돼 야, 그게 어떻게 한꼬집이라도 무슨 손이 아니야 아, 그냥 넣어야 뭐 되는데 잘 꼬집 본인이 봐야만 줄 알아 봐한줄 넣었는데 얼마나 세게 꼬집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 나 조, 조금 한 꼬집 넣긴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나 엄청 많이 넣었어 약간 황금 복수 아 그러네 너 뭐, 뭐라고 썼어? 아, 네. 어, 제스민. 그게 뭐야? 저 영원히 영원히. 아, 진짜. 아, TMI다. 아, 진짜 t m i 제스민이셨구나. 어. 제스 어, 근데 야, 어울리신다. 어, 울리신다 약간 뭔데, 뭔, 뭔 느낌인지 것 같네. 옷이, 우리 사촌은 영어 이름 제스민이거든. 오. 짜잔. 형 영어 이름 뭐야? 나? 네, 네 수민이요. 수민이 아, 수민 형, 형, 형, 도형 뭐예요? 다니요. 다, 아, 아 맞다 맞다. 전 카이요. 나 스티브. <laughs> 스티브? 스티브. 야, 스티브 정적 그리는 거 봐. 우리 내가 다녔던 영어 학원 쌤이. 태훈이가 태훈고 네, 저태훈 야, 범규야 너 뭐냐? 뱀. 진짜로? 뱀? y e 뱀? B E N? 예. 뱀 아니야 뱀. <laughs> <laughs> 아뭐아분들 자꾸 형들이 저 막 놀려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 벤이라고 벤벤맨 벤이야 왜냐면 아 진짜?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아 교복 주면 안 됐어 아, 미안해 잘하는 말해봐 근데 나도 잘 몰라 나 왜 벤이냐 나는 어렸을 때 영화학원에서 음. 아왜 말해 말해 아, 우리가 괜찮아. 우리가 이유를 지어주자 그래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톰 알지? 그 말하는 고양이 톰걔 친구 이름이 강아지 그벤 아니야? 맞아요 아, 아 그래? 아니 어렸을 때 영화관 갔는데 아니 아니 아유치겠어 둘이 그냥 아 얘기해봐 영어 이름이 하나씩 꼭 있어야 된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원규는 뭐 할래? 이래가지고 쟨 네, 금지하다. 요즘 멤버들이 좀 재밌어졌어요. 요즘 하루에 웃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 아, 헛소리가 남은 거예요. 어 오늘 이 이이 어, 아, 그럼 며칠이지? 오늘 6일. 아 이게 이구나 원래 노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 노끈이 꽃인 줄 알고 여기다 넣었는데 <laughs> 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야 예쁘다 근데 그러니까 야 괜찮아 약간 뭔가 계란이 터나기도 하고 이거 그거 같지 않아? 그거 오, 어, 흰 배추 흰 배추 음. 어, 예쁜데? 아, 나, 처음에 근데 나도 꽃인 줄 알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안 넣었거든 그냥 아니 노끈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아, 동료 잘했다. 역시 손재주 하는 게 막혀. 예! 얘 예, 색깔 안 나요! 아니야 흔들면 돼 흔들면. 어 잠깐 이렇게 흔들어야 돼. 스노볼이잖아 스노볼. yes. 왜 저런 느낌이 안 나지? 동이. 공균이 약간 꾸미기 꾸꿈 같은데 너는 약간 뭔가 공사장에서 쓸것 같은 그런. <laughs> 뭔 소리야 그게? 와, 아, 나 그냥 여기 여기다 넣 거야. <laughs> 도와줘요? 어 이거 안 되진다 어. 난안 할래 난 이렇게 냅둘 내가 해줄까? 야호코 떨어졌어 그냥 내가 해줄까요? 이런 게 여백의 미지 어? 내가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아 해줄까? 난 괜찮아 저도 난 괜찮아 그대가 나는 무슨 지 가야 해줄까? 몰라 저난 괜찮아 밖에 몰라 저 그냥 이렇게 하려고 네. 그래 아 흔들라고요. 이게 흔들면 빛이 안 나고 한대 때려야지. 어 그렇다니까. 너나 때렸잖아. 야 이거 빼 짜잔. 빼보라고요? <laughs> 어. <laughs> 음, <laughs> 그렇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어, 뚝딱뚝딱 공작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맞아 맞아 네. 우리가 생각보다 항상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다섯 명이 다 같이 만든 이거 쉽네요 이게 좀 음, 맞아요 네. 쉬워요 이거는 어,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네 그렇긴 해. 야, 너 그지? 그렇게. 야, 나도 너 이제 앉은 줄 알았어. 어, 몰랐었어. 지금 저러고 있어? 이게 <laughs> 편하네. 의자에 잠깐 흘러내요, 이거. 아. 자, 물어보실 네. 질문 있으면. 자, 이걸 나와서 한 명씩 자세하게 보여주고 소개를 해봅시다. 오케이, 좋다. 아, 나눠서요? 네. 네. 그럼한번씩 나가면 되나요? 그렇죠. <laughs> 짠. 뭔가요? 자, 초점 잡혔다.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썼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오 예쁜데? 이쁘다. 야 예쁘다. 나도 사인. 예. 예. 펜 좀. 네. 잘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좋아할게. 오케이. 좋아. 쌍이 좀 빼지지만. 오 와와와와와 여러분 와와와. 굿. 너무 좋아요. 이제 이제 누르지 말고 좀 쉬십시오. j a s 예, y e a Do you see? 야, y e a 이라지 않냐? 야, yeah, it's Jasmine. Jasmine. Jasmine. Yo, yo, yo, d o n t e r Yes? Yeah. 어머니 보고 있죠? 보고 계시죠 어머니? Can you pen? 네, 이거 J-A-S-M-I-N 어, 네. 어머니를 위한 스노볼입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야 역시 이모자 네 아까 네. 네 스티브 나갑니다 스티브 뭔가 돌캘 것 같아 스티브 Hi guys, I'm Steve 어, and this is 남될것 같고 my snowball 어... 엄마 영어이 뭐지? 나 엄마 영어 어... 짜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흔들면은 하트가 막 띠돌아 댕깁니다 그리고 여기 태현이가 준 반지 약간 아까 거보다 뭐 뭔가 찌그러지긴 했는데 아무튼 예뻐요 good. 야, 이거 누구 거야? 아. 미 다음 주에 아, 있어 다음 다니 오케이. 자, 이거 없네. 여 네, 보시면은 mom, 어, dad 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simple i 저리가 꽃이 떨어지지. y e 그렇습니다. 예. m a 와, 이거 엄청 격하게 흔들었네. 네. 아 진짜? <laughs> 어, really? Really? 연준이 거가 제일 예쁘대요. 어. 저는 여기 그래 이게 simple이 best라니까. 아 초점 이렇게 하면 되던데 보통. 가만히 있어. 오 된다. 여기 I love 아! 폰한테 화를 내고 그래. yes. 초점 잡혔어. 아, 다시 흐려졌어. I love 어쨌든 어, I love 어. you. 아야 보였어 보였어 그냥 해 보였어. 어 여기 I love you라고 적었고요. 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예. <laughs> 여기. 유후. 여 아, 네. 역시 손재주가 좋아. 아 이제 또 불빛 꺼져야지 이게 보인다고. 공기 니꺼 예쁘다. 역시 손재주가 좋아. 아, 인기야 인기야. 예쁘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도 될것 같아. 저 뭐? 저 뭐? 역시 손재주가 좋아.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뭐라고 썼어요? 읽어주세요. 정규 하트. 아 이거. 2000년. 3월 13일. 네. 2021년 5월 6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범규가 아, 아 진짜 2 1년이야 얼른 박수 쳐줘. 박수 쳐줘. 아! This is me. 야. 에이. 효자네. 효자네. 효자네. So pretty. So pretty. 금손처럼. <laughs> 네. 형을 위한 자리 없어요. 어. 아, 갬성 보소. 예, 계속오빠들은 어릴 때 어떤 애였어요? 어떤 애였어요, 다들? 나 엉망진창 말썽꾸러. 아 진짜. 엉망진창까지 좀. 아, 무서운데. 그러게. 어, 엉망진창 굳이 부른 게. 의자 하나 가져와야. 저야 네, 저기 있어 의자. 야나나 의자 오케이. 오케이. 당당히 센터를 찾아야겠어. 내가 미쳤어, <laughs> 미쳤어. 야 진짜 미쳤는데. 빨리 <laughs> 한번 쳐줘. 미쳤어. 그 다리 한번 올려야 돼. 어, 뭐, 야 빨리 빨리 이거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돼 이렇게. 형이 너. 아, 나를 빠빠빠빠 떠나 빠빠빠빠 버려. 아니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쁘다. 맞아 예뻐요. 어? 예뻐요. 네, 이 키트 괜찮습니다. 아직 준비 못한 모아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네. 짜잔. 짜잔. 자, 일주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나또 떨어졌어. 엄마, 이거 어떡할까? 이거 보내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을까? 알았다. <laughs> 들었어? 뭐라 하셨어? 아, 어, 갖고 있어요. 아, 오케이. 나중에 찾아가. 아, 옷이 진짜 예쁘대요. 힘들어. 아. 오 아, 우리 오십니다. 네, 저희 오십니다. 맞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나나 내옷 진짜 예쁜 것 같아. 아, 네, 아, 너 예뻐. 나 이거 안올 예뻐요. 나 일단 너 여자 이 후드티가 너무 예쁜 것 같지? 이거? 어. 내가 이거 나 후드티. 이거 이거 이거 밴드. 아 맞아요. 맞아, 어, 사실 뭐야? 이런 디테일이? 맞아 그리고 나 나도 이거 안에 후드티. 뭐 샤워할 때. 그래 이거 나나 그거 샤워할 때 그거. 깜 깜짝이야. 저 뭐야? 때 아, 저랑 피면 뭐가 길어서 가실래요? 하나 하나 하나 뭐야 보기만 하 이런 걸 뭐라 하죠 이런 거? 곱창 밴드 곱창 밴드? 진짜요? 하나 는데 장난치고 싶어서 어. 어, 얘가 장난인다 Hands up! Hands up! e v e r 잘 쏘는데? 왜 여기서 곱창 냄새 안 나요? 소리야 아니 냄새가 나서 곱창 냄새가 아니라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We 아, 생긴 게 곱창처럼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어 We 그렇지 않을까? 음 나중에 써야겠다 야 오늘 모아분들 뭐 댓글 처음 봐요 아그러넌 지금 처음 보겠다 <laughs> 휘니 감동받았잖아요 네. 아, 아,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다주다고 어, 너무 잘 받아줘. 막창 밴드라고? 이 곱창 아니야? 에이 무리수 농담도 에이 뭐 창작 밴드라고 하지? 사랑이 대창 밴드라고 했어요. 에이 예, 예. 막창 밴드 진짜 나무한다 <laughs> 와.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원래 앨범이 임박하고 여러분과 함께 콘텐츠를 기다릴 때 아티스트들이 가장 미치는 그 수습 단계예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이해해 주십시오 그치. 뭘 해도 재밌어요 지금 그리고 뭘 해도 아, 빨리 나오고 집중이 안 돼요 <laughs> 어 그러게 네. 어차피 timetable이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그쵸 맞아요 timetable 다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알 최, 근에 이제 아 뭐지 pack shot 오늘 나, 나왔고요. 네. 어. 곧 이제 또 나오죠. 네, 곧 나오죠. 언제 어, 곧... 10월 아1 0월에서 11일 넘어가는. 아 우리 이제 제일 최근 게 뭐예요? 이제 공개될 게. 그러니까 그거. 헌트 어. 인마? 응. 음. 아 근데 진짜 그게 며칠? 11일? 11일 자 모아보네 진짜 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 진짜 와그렇 그죠? 멋있어요 대박이죠? 와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laughs> 대박이죠. 어, 잘, 잘 나온 것 같아. 진짜 역대급인 것 <laughs> 연진이 되게 많이 듣나 보다. 준비도 나, 오래, 준비도 실제로 오래 했고 진짜 너무 구사상 때보다 더 오래 됐던 거 네, 맞아. 네. 네. 촬영도 그렇고 거의 7개월 전부터 거의 네, 그렇죠. 녹음부터 시작해서 예. 해으니까 올해 올해 아이디어가 진짜 오래 오래 네, 준비했죠. 음. 올해 준비한 만큼 나 혼자도 많이 어. 네. 어.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되게 준비한 게 많아요 네. 되게 노력만큼의 음. 인풋만큼의 아웃풋이 잘 나오는 앨범인 것 같아요 맞아. 전반적으로 다 음. 맞아 어 좋아요 저, 네. 좋아요 <laughs> 스포해달라고요? 안돼 그렇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텐데 오! 자, 역시 이야 예. 예. 예. 너가 생각하면 이러네 <laughs> 좀만 참으시면 돼요 네, 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지? 5일 <laughs> 5일 남았네 5 5일 금방 가요 네. 오일 맞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 이게 기름? 5월 5일 사- 아, 아. 아. <laughs> 앞에서 앞에서 의자님 쓰러졌어요 대장 쓰러졌어요 역시 어, 뭐야 방금 본 사람 있어? 표복 <laughs> 절도 하셨잖아 뭐 뭐지 하고 그랬거든? 아 참을 수가 없네 뭐야? 나 방금 되게 당황스러웠어 아, 나 저런 리액션을 처음 봤어 아그니까 진심은 재밌으시는 거지 아, 아 표정은 진심인데 액이 약간 인위적이야 뺏겨서 <laughs> 머리 좀 더한다는 거였어 네. 베라 5월에만 먹어봤냐고요? 저 다 먹어봤어요 그게 뭐야? 어... 헤라 오레오만? 네. 오레오? 아, 오, 레오만 아, 오레. 먹었어요? 어제 다 먹어봤어. 나 어제 어제 매장 가서 아예 다 먹었어. 어땠어요? 맛있어요? 아, 아 이거 괜찮은 편이에요. 어, 어, 예, 예, 오케이. 근데 홈런볼이 홈런볼 맛이 있어? 어, 맛있다. 안 달아요. 아, 홈런볼 맛이 있어? 네. 아, 진짜 안 달고 먹었어요. 그초 홈런볼 아닌 초코 같은 게 아, 이렇게 있는게 아, 뭔가 딱 먹으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막 용해 를 대갖고 음 아쉽구나 이렇게 되는 약간 뭔가 나 물에다가 기름 뿌리는 거냐 약간 코팅된 것처럼 아이스크림 딱 뭐 먹고 한입 먹고 그딱한 기본 음, 음 이러고 초코만 안, 안에 입안에 남아있어 개인적인 수빈이 형의 생각이 맞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저희랑은 전혀 네. 상관없는 네, 전혀 상관없는데 베스킨라빈스 이제 막 광고 시켜주시고 이러면 의견이 바뀔 수도 <laughs> 형왜 광고 들어왔어 스킨라빈스자 아. 홈런볼 일단에 아이스크림 야! 케이크 냄새 아직 하냐 어? 트리플 민초 안 시켜? 그게 뭐야? 아, 트리플 민초요? 어, 아, 저 민초, 민초, 민초 같은 건다 시켰어. 아, 진짜? 네, 민초는 따로 안 시켰어. 이 형은 돈 주고 민초를 사 먹진 않아요. 네, 그냥 아, 궁금하다. 그쪽들이 먹으면 같이 먹는 거지 제가 따로 하진 않아요. 궁금하네요. 민초의 맛을 모르는 거죠. 민초 먹으면 저 파스타치오 먹 디스타치오? 파스타치오 파스타치오 오야 이거 폼에 이어 그거 하데 이거 아, 아, 아. 수빈이 어록 좀 정리해주세요 되게 많거든요 파스타치오 파스타치오 어참 대단하다 말실수 없게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냐 이렇게 멤버들이랑 팬분들을 웃기고 싶다는 저의 집념 하나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실수 하나하나씩 흘리는 겁니다 아, 매일 밤마다 아, 그래 재밌긴 해. 맞아, 매일 밤마다 제가 설레하면서 잠이 들어요. 아, 내일은 이런 맛실를 내가 고의로 해봐야지. 얼마나 좋아질까. 아 그러면 그맛 이야기 꺼낸 것부터 다 고의였다. 오나 지금 파스타츠 말하려고 지금 빌드업한 거라니까. 정리한 어, 거구나. 네. 네, 네. 수빈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요. 계획이 있어. 음, 수빈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음. 아나 이거 아 이거 반짝아 이거 뭐야 안떨어 반짝이 잘안 떨어네나 그거 그거 그거 아, 진짜? 테이 프 갈게 근데 이안 떨어지냐? 지금 어 역시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인간이야 인간이야 똑똑해 무슨 도구를 사용했어? 윤이가 그러니까 테이프를 뗐어 어나 지금 그럴 그런 난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 얘기한 거야 아, 난윤이 얘기한 굿 맞아 역 똑똑하구나 굿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응? 어 이번 타이틀도 제목 안 비면 누구시 울 거라고 하는데 이번 타이틀곡 뭐 어떨까요 여러분? 뭐, 뭐, 뭐 하면 운 뭐. 이번 타이틀도 제목이 안 비면 울 거래요 아. 수도 있고 어떡할까?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또 사람 기준의 차이기 그럼. 때문에 길가안 길가요? 네, 사실 저는 그 전에 곡들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번 곡은요? 뭐 이만 복도 하는 막 그렇게 긴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이제 부산까지는아 약간 그만 길어야 될것 같은데 딱 약간 음. 세불밤 때 어? 아 약간 짧아졌네 이런 좀 그냥 아쉬웠어 아, 근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노고삼이 멍청어린 대관람차 안에서 발견한 그 다시 올수 없는 아, 네. 하늘이었어갖고 어. 그때 이제 이건 조금 맞지 않나? 세글자가막 이건 좀 오버했다 <laughs> 아마 대략 한 44글자 정도 될 거예요 <laughs> 아 이번에? 네 능력 있는데? <laughs> 마흔네 글자? 네. 너 아, 기억을 해? 아니요 기억 안 아, 그냥 하는 하는 소리 장난 장난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좋습니다 네 오빠들 중1이랑 친구 가능? 어... 어... 네 가능 가능? 가능? 여섯 살 차이 네 친구, 친구 하죠 난 열려있는 사상이니까 네, 네 친구 합시다 음, 나이는 수정분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네. 함께 미국 가시죠 맞습니다 미국 가면은 말해도 돼. 거기 가면 다 유유해요. 맞아요. 하이. 거기 가면 할머니 이름 쌤이면 쌤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할머니 이름 쌤이야. 이름만 하잖아. 할머니 이름 쌤이면 쌤이라고 부르잖아. 예 예시 예, 네, 뭐지? 예 예시. 그러 예, 한국에서는 만약 할머니 성함이 순자인데 순자 이렇게 요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 거기서 거기 가지. 그렇게 음. 점에 취해달래요. 점에 취. 점액주와 이제 저녁 먹을 점을 시간인가? 취해달라고 점액추 점액추 점액추주 메뉴 추천 아 어. 헐아 99년생 티내시네 <laughs> 아니 점액 주래 다르긴 하다 좀 다르긴 하네 <laughs> 뭔 상관이야 추천 뭐, 뭐 있지 점액추? 음 민트 초코 드세요 야야야 아. 진짜 나 추천할 게 따로 있지 치약은 자기 전에 하면 되지 <laughs> 치약이 자기 전에 하면 저는 최근에 감자탕을 시켜 먹었었는데 아 진짜? 음. 네. 그 맛없다고 남겼잖아요 어 내가 잠결에 다 들었어 감자탕? 아니 이집 어떻게 감자탕을 못해 이러면서 네. 왜? 내가 네, 분명히 그 약간 다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 100% 들었어 아 너무 웃기네 아니 어 범규씨 감자탕 시켰어요 이랬는데 범규형이 네 아니 근데 보통 감자탕도 맛있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아니 감자탕 못하는 집도 있나요? 이러면서 아 감자탕이 먹기가 좀 번거롭긴 해근 국수 드세요 국수 잔치국수나 칼국수 잔치국수 맛있다 어, 아 어, 수제비 맛있겠다 칼국수 먹고 싶다 야 수제비 맛있겠다 어, 수제비 칼국수 맛있겠다 어, 그니까 괜찮다 약간 매콤 씁쓸하게 알죠? 어? 매콤하게 먹는 거오 알아 <laughs> 자 캡처창에 가져올까? 자 스노우볼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다 드세요 한 입씩 <laughs> 아, 야. 자, 엄마 아빠한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야. 분명 우리 부모님 몇 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오랜만 우리 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끝나고만 무조건 봐. 끝나고 카톡 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카톡 와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방금 이앱 잘 왔당 이렇게 올수 있어. 우리 엄마 항상 카톡 오거든. 그나보다는 저도 항상 많이 네. 많이 범기야 오늘 재밌더라 언제 보자 범기야 오늘 수빈이 들어와서 재밌던데 <laughs> 어, 성지원이시것 같아 어, 이성 지원 아 근데 범균이 가족 되게 센스 있고 재밌으세요 근데 전화 전화 통화 했잖아요 음. 저번에 네. 범균 아버지가 진짜 기억이죠 저번에 연준이 형이 대구 촌동네라 해가지고 <laughs> 막 무슨 트랙터 뭐말 타고 다닌다 막 이런 말 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밥 먹다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laughs> 엄마한테 이러는데 엄마가 대구춤 맞대 <laughs> 미안해 저번에 뭐야 범균의 아버지 한번 연습생 때 뵀었는데 그때 너무 귀여우셨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러니까 <laughs> 인사하시니까 막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네. 너무 이렇게 엄마가 내편 들어줄 줄 알고 아, 전화했는데 아, 맞아. 네, 그, 정확히는 그러셨어요 그대부분의 촌이 아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이 자꾸 연준이 형이 촌놈이라 놀린다고 촌놈은 맞지 아,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네. 아, 아. 부모님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아까 각자 멤버들 성격이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부모님들 성격 맞아요 응. 네. 그런가? 그래? 네 그래요? 맞아 네. 근데 그런 거 같아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 만나지 않았어. 맞아. 어, 어, 어, 준이 아버지도 만났어. 맞아. 아버지 유하셨어 아버지 <laughs> 갑자기 멤버들 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제기차기 들고 와서 좀 제기차다가 힘들어가지고 어, 어 내가 좀 늙어가지고 <laughs> 어우 힘드네. 머리 길, 길셨었나? 살짝 좀 길었었던 거 같아. 걱정을 했었어. <laughs> 아, 딱 보면 여기 되게 조심스럽게 낯가리는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보다 오 수린, 오 I like you 이러면서 깜빡 놀라서 오 예, I like y t 아, 네, 유쾌하셨어. 유쾌하셨어. 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모두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네. 이런 서상으로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테니까요. 어, 어버이 날이잖아요. 근데 5월 8일이면 토요일인가? 그럼 학교에서 카네이션 안받으겠네 어, 아, 그럼 그, 그 전날 만들지 않을까요? 네. 뭐 카네이션 다들 준비하시고 이제 부모님한테 꼭 드리세요. 네. 굳이 네. 뭐 카네이션 아니더라도 맞아요. 뭐 베스트 네. 뭐그 뭐 빵집 들러가지고 뭐 사탕 이라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희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laughs>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음. 저희가 8시부터 안무 레슨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 좀 힘을 하셔야 합니다 힘을 네, 어, 하시네 어, 중간에 모아분들 뭐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또 금방 또 뵈야죠 맞아요 네. 어, 이번에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그때 10일날 같이 봐요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 좋아요 아 근데 자, 자주 마세요 자주 진짜로 보세요 많이 기대하시요 그날은 뭐 밤낮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냥 축제예요. <laughs> 축제. 그냥 축제예요. 나 네. 아, 한번 네. 축제를 봅시다 여러분들. 자, 저희 다섯 명이 다 같이 아, 모여서 볼게요. 네. 인증샷 남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네. 지금까지 뚝딱뚝딱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자 모두 여러분 맞죠 하세요. 맞죠 하세요. 맞죠. 맞죠. 맞죠. 마시면서 아, 맞아 하세요. 네. 네. 자, 뿌이. 들었는데. 빠야.